Oh yeah, me too, me too. I like so much Vietnam. I, I like Korea. I love you. 확인. 저쪽이야. 제가 거의 다 왔다. 이쪽 집인데. 와우, 씨발 뭐야 이거 난리 난데? 갑자기 왼쪽에 있다. 어 진짜 특진데 야투 멋져. Ah, your coin here. Rob your coin inside here. Here, here, here, here, here, here. Get inside. Get inside. Yeah. Come in inside. 오형 여기 화약했다. 오 씨바. 얼마나 있어? 뭐 얼마나 했길래 그래 씨발. 아니 형얘 씨바 따라한다. 아우 씨바. 와우. fuck. What the fuck? Whoa. Hello. Hello. Hello. Hey, take my nice bike. Where's my? Oh, Shiba. Oh, Shiba. <laughs> <laughs> 재밌네